안녕하세요 1분 리뷰하는 뷰리입니다 오늘 제품은 파세 젤리 스티커 젤라이크입니다 사용하는 남다른 3중 압축 코팅 기술로 구중구조 젤 레이 스티커를 단 한 장의 젤 스티커에 담아낸 제품입니다. 2주 이상 지속되는 제품으로 유지력이 짱짱! 젤레일은 녹일 때 손톱이 상할까봐 걱정이었다면 떼어내기만 하면 끝! 손상 걱정 제로! SGS, KCL에서 인증받은 젤레일 스티커라서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젤레일 스티커가 디자인이 한정적이라는 편견을 깬 36가지 디자인 잠깐! 후다닥 보고 올까요? 디자인도 다 봤겠다.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? 붙이고 싶은 디자인을 고른다. 사이즈를 선택할 때는 손톱보다 작은 크기로 골라주세요. 스티커를 큐티클 라인에 맞춰 붙여줍니다. 그 다음 손톱 밖으로 나온 스티커는 동봉된 파일로 갈아내어주세요. 그럼 짜잔! 손쉽게 젤네일 완성! 상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사라센 홈페이지로 구경오세요.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뷰리였습니다.